화랑은 이기주의야? 어. 아 화랑 정말 잘하 사람 만나면 어 그냥 아 하다 끝나지 어 하다 끝나 아오케 클로에 그거 <laughs> 자 발차기 한 번만 쳐줘 아 얘기 할줄 아는 애네 할줄 아는 애네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미안 미안 미안 프린트 안 할게 아씨 뭐야 와 진짜 아 맞아 맞아 아 개기면 안는 타이밍인데 아 진짜 뭐 하나만 보면 이렇게 개기고 싶어지지 일어나 일어나 이 자식아 <laughs> 일어나 이 자식아 퍼펙트 하루 복수 열전 들어가죠 네. 어디서 감히 나 럭키 클로에야 나는 키보드 유저라고 해 너는 뭐야? <laughs> 안돼 안돼 안돼 야 어머머머 내 뭐, 뭐, 뭐. 그거 쓰려고 할을때 안통하죠 마무리 아 다행히도 어 그나마 급이 맞는 사람이 다행이네요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마무리 대포동 깔끔하게 유조탄처럼 빠빠빠 go, 아, 우리 녹티스가 또 한과 녹티스 할 것 같은데. 저거. 야, 뭐야. 할 줄 아는데? 어. 야, 미쳤나봐. 말도 안 돼. 마무리! <laughs> 아, 너 멋지게 이길라 그랬구나. 야. 이게 뭐야? 야. 뭐라? 아싸! 뭐야 이 친구? 왜 방을 안 해? 어 진짜 못해서 안 하는 건가? 헐 <gasps> 야, 야, 너 인간적으로 너무 치상하게 하는 거 아니니? 아, 이 게임, 게임 재미없게 하네. <laughs> 이거나 먹어라. 아, 이 새끼 봐. <laughs> 얘얼 뭐, 나, 나한테 웃었을까? 얘 뭐 하는 거냐, 지금? 아, 바보, <laughs> 바보. 아, 3연타 계속 다 맞네. 아. 아. 아, 뽀뽀. 맞으면 겁나 아플 것 같아요. 오. 글쎄, 난 뭘 위해 싸울까? Para, para, para, para, para. Oh, no, no, no, no, no. ¡Abrí! Oh! 이분 봐라 이제 저기 찾았어 나 나랑 안 놀래 <laughs> 놀아줘야 되는데 그쵸 야! 또잡해 또잡해 또잡혔어 때려 때려 제발 아씨 안 때렸어 이거 알고 있었나? 아 근데 왜 왜 <laughs> 공격 안하지? 자 들어갑니다 음, 오 야야야 행님 오노노노노 야. 예. 마무리! 야! 럭키 클로이 스페이스 안 받아도 되는데 아까 왜 내가 갑자기 스페이스 받았지? 자 갑니다 클로이에요 아 노노노노 어, 노노노 이거 하나 어노노노아 대포동에 오 오! 망했다 망했다 제발 죽었나? 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예 망했다 오예 <laughs> 아싸 제가 좀 운이 좋네요 이번에 어떻 해볼게 No, no, no, no, no, no. 마무리! 노노노노노 <laughs> 오 어, 영화 났습니다 되고 와! 아이 <laughs> 안 좋았다 오노노노노노 어우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두 편까지 끝났습니다 예예예예예예 예. <laughs> 예, 예, 예, 봅시다 예 오예 No, no, no, no, no. 마무리. 자. 야야야. 아. 자 이제 제일 밑바닥까지 왔어 음. 걸려라! 아싸 걸렸다 <laughs> 걸려라 아싸 마무리 <laughs> 딱 걸려 딱 걸려 아 심리전 콜 와, 이번엔 제대로 걸렸네. 뭐라? 걸려라! 야! 마무리 <laughs> 이겼습니다 마무리